네 오늘 온라인 영상 통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<laughs> 네.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봤는데 어떠신가요? 네. 어 멋있네요. 잘 어울리네요. 아 잠깐 전화 왔으면 받아볼게요. 바지 안 입은 것 같아. <laughs>